안녕하세요 광수TV의 성광수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고추장 양념구이를 계속 얘기했더니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어떤 곳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논현동 메인거리가 아닌 제가 저번에 이제 노련동 먹자골목 상권에 대해서 말할 때 오히려 건너편 쪽이 상권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찾아보니까 바로 건너편에 조금 들어가면 골목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은 고추장 양념구이로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강소식당이라고 가봤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먹으면서 바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소식당은 제주식 돼지갈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숯불에다가 굽는 양념구이입니다 180g에 15,000원 1인분 판매하고 있고요 고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찬들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고깃집에서 나오는 반찬들이고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은 고추장구이는 상추에 잘 안 싸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편하게 싸먹을 수 있게끔 상추를 살짝 찢어서 살짝 양념에 버무려서 주기 때문에 같이 먹기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불판이 탔을 때 계속 갈아줄 필요가 없는 철사로 이렇게 만든 불판입니다 어느 정도 그 불판이 타도 면적이 많이 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구울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부분은 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고기가 소벌이 돼서 나옵니다 소벌이 돼서 나오는데 굉장히 두텁습니다 골목 식당에서는 소벌구이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굉장히 두터운데 저렇게 어떻게 초보를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 자체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두터운데 저거를 초보를하려면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났을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여기 사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살짝 봤더니 초보를 불에다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볼 자체를 오븐에다가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하죠. 오븐에다가 하니까 소음 고기를 저렇게 초벌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념을 미리 하지 않고 고기 자체를 오븐에다가 한번 싹 먼저 초벌을 합니다. 초벌된 고기를 꺼내서 다시 한번 양념을 해서 철판에다가 한번 굽더라고요. 그리고 양념을 다시 한번 듬뿍 발라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 이거 힘들 텐데 저도 생각을 했더니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잘 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머리 쓰고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생각을 해보면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아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순간 그거는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골목식당에서 보셨다시피 또 이제 후왕 연기 빼는 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냉삼을 하면서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안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 버리지 않고 그거 활용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제주 오겹살 굉장히 좋은 고기를 굉장히 두텁게 그리고 껍질하고 비계 부분이 여기 환상이더라고요. 껍질하고 비계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어우 진짜 말, 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고기보다도 껍질하고 비계 부분을 먹기 위해서라도 저 집은 갈 것 같아요 너무 식감도 좋고 그리고 비계를 먹는다기보다는 콜라겐을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숯불 향도 나면서 고기도 굉장히 좋았고 같이 버무려 먹을 수 있는 양배추하고 상추를 같이 양념하고 섞어서 저렇게 주니 먹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는 거 충분히 감안하고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구웠습니다 구울 때도 별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막 손이 많이 가고 이렇게 굽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구우면서 타지 않게끔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기 자체도 제주 오겹살이라서 굉장히 맛있지만 여기 이 집의 특징은 비계하고 껍질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탄력 있고 비계 자체가 껍질 자체가 쫀득쫀득합니다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탱글탱글한 느낌 족발 먹는 느낌도 조금 듭니다 족발에 그 탱글탱글하고 콜라겐 덩어리라는 느낌 그 느낌도 좀 듭니다 오랜만에 고추장 양념구이에 이렇게 오겹살을 먹어보니 맛있기도 하지만 뭔가 좀 색다른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고기 자체가 고추장 양념구이 하면은 굉장히 얇게 많이 먹고 빨리 구워서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집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저거를 두텁게 하려면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머리를 엄청 잘 굴리셨더라고요. 아이템 좋습니다 여기. 저희가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븐에 넣었다는 상, 발상 자체가 어, 이 집을 보면서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집인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에 또 된장밥 아 여기 또 된장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를 시켜서 먹고 또 하나 더 시켜서 먹었습니다 고기 먹고 나서 항상 마지막은 밥을 먹어야죠 그리고 고깃집 맛있는 집은 항상 된장이 맛있어야 합니다 초이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된장밥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노는동 먹자골목 건너편 안쪽 골목에 있는 강소 식당입니다. 고추장 구이가 땡기는 날은 여기 강소 식당도 한번 가보십시오. 맛있는 건 기본인데 고추장 구이 자체를 저렇게 두껍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집의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꼭 한번 가셔서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름 숨겨진 맛집 강소 식당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번에도 맛있는 집을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